첼린이들아 나 때는 말이야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제가 마이프로틴의 오프라인 행사에 VIP로 초청을 받게 되어서 마이프로틴 오프라인 행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여기에는 운동 이제 우리나라의 운동 유튜버들 다오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핵 인싸 파티에 아싸가 초청된 <laughs> 것 같아요.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the first My Protein offline event in Korea. Give y o u r s e l v a big round of applause. 여러분, 어서 오세요. 유튜브 한국타잔이라고 합니다. 아, 한국타잔이요? 네, 네. 네. 제가 운동 시작하는 단계인데. 음, 아, 근데 기본적으로 골격이 좋으셔서 아, 만들면 꽤 나올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 저희 유튜버 야수님이신데 <laughs> 저희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또 만나게 됐네요. 깜짝 놀랐네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네. 하시는 거니까 네네. 좀 시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직장 생활 하면서 꿀팁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전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또 그때 네. 영상 많이 올려서 네. 도움을 최대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국타전입니다. 한국타전. 네. 구독 꼭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너무 인사들이 많아요. 여러 네, 안녕하세요. 60개월 재밌게 자 마랑입니다. 아 이빨 마랑님 영상 보면서 아유, 정말 많은 도전도 많고 자극도 받고 있어요. 아유, 그리고 아, 우리 한국 타잔 우리 구독해주신 팬 여러분들 그 출발 단계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바디빌딩 도전하신다고요? 예.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한국 사장님. 아. <laughs> 오늘도 보고 왔어요. 아, 정말 네, 네, 네, 출근하다가 보고 왔네요. 아. 오늘 알아봐 주시는 유일한 유튜버였습니다. 네, 경대님 영상 잘 챙겨보고 또 아주 팬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serious apps, yeah? Uh, no, no, no. Did you do the uh, Tarzan roll? yeah. All day. Do you have any questions? Tarzan. 타잔이라고 불러주시니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젤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에서 온 안드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I'm uh, making video about lifestyle, like writing a diary for a month. Okay. using only the stair for a month, kind of. Yeah. And 영어 진짜 잘한다. <laughs> thank you very much. now uh, I'm planning to make a video about uh, making the body. Like, uh, the body shape is really nice, and I really envy you. <laughs> It takes time.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즐기면서. 근데 읽기 쓰기는 사실 그거 어땠어요? 아직도 하세요? 아, yes,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네, 좋죠. 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일기 쓰기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어,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k o r e a 이런 새로운 도전, 운동 도전 잘 되길 아,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ure. 운동을 이제 시작 해보려고 하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힐링이 담겨서 아, 그 또 헬린이 또 헬린이 전문 네, 그렇죠. <laughs> 그래가 <laughs> 어, 권영님 영상 보면서 진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진짜 너무 워너비 몸이셔가지고. <laughs> 요즘도 너무 많아가지고 작아, 작아져 여 <laughs> 여기 오니까. 네. 네. 성장해가지고 이 권영님이랑 운동 한번 같이 했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이프로틴에서 이렇게 의류도 여러 가지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을 때 입는 옷이랑 뭐 여러 가지 이런 후디 같은 것도 있고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또 민소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쁜 민소매 티도 있는데 되게 탐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입으실 수 있는 레깅스나 이렇게 스포츠웨어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제 영알남님 아시죠? 저희 구독자 이름이 첼린이에요 첼린이들 네, 도전한다 해가지고 아, 잘 졌다 잘 졌다 네, 첼린이들한테 인사 한마디 어, 첼, 린이들아나 때는 말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챌린 여러분 알람 설정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 네. 알람이 영알람이거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설정이 정말 많은 힘이 될 거예요 유튜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이 챌린이 분들이 열심히 같이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커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뭐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예.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먼저 초청해주신 마이프로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유명한 유튜버분들 만나서 기분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큰 자극이 됐어요 사실 제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된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이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4만 구독자가 되었지만 정말로 자만하지 않아야겠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멋진 몸을 만들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인데 이제는 정말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극 많이 받았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챌린이들 안녕 <laughs> 제발